네, 우리 저기 자식들 중에 <laughs> 제일 깊어요 네, 부모 걱정하지 않게 하는 배려심이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의 꿈이고 희망 아니에요?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의 꿈이고 희망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꿀뽕TV의 꿀뽕이 인사드립니다 5월 8일은 어버이의 날 5월에는 가정의 날 행사가 참으로 많지요. 우리 김다연 양이 미스트롯 이후 효도 프로그램인 내 네 딸아자를 출연하고 있는 중인데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자, 공기청정기와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자, 공기 이번 내 딸아자 6회차에서는 부모님께 전하는 효프로헤지 영상이 많았었는데요. 꿀뽕이는 다연양 아버님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다연양을 키우시는 사랑의 영상 어, 만나보시고요. 또김다연 양이 아직도 저희들이 시청하지 못했던 부모님의 향한 부모님을 바라는 부모님께 드리는 어, 영상이 있다면 어, 댓글창에 남겨주시어서 어, 다현양을 사랑하는 팬님들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다현양이 팬님들이 알지 못하는 부모님의 사랑의 영상이 어디에 있는지 긴급 긴급 입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립니다. 가자 이제 아 학교 가야 되는데 많이 피곤하죠 그냥 그러니까 1분이라도 더 재우라고 김다연 양입니다 뭐 원래 집어넣자 뭐 제가 학교 학교 다연이 담당이에요 제가 <laughs> 학교 가는 거 엄청 좋아하고 안녕하세요 시간도 좋고 잘해 네, 우리 저기 자식들 중에 <laughs> 제일 깊어요 네, 부모 걱정하지 않게 하는 배려심이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의 꿈이고 희망 아니에요?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의 꿈이고 희망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힘 좀 넣어주고 가야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화이팅! 그래, 사랑해. 사랑해, 아버지. 어, 안녕. 1초 1초가 진짜 막 바쁘시죠? 알림이 뭐, 어, 좀 더 많이 배우고 성장시키고자. 나까지 바빠지고 우리 가족이 다 바빠지는 거. 어, 그래서 이렇게 <laughs> 다현이랑 같이 있고 싶은데 네. 통화도 해요 전 영상 통화도 곡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럼 문자 오고 전화 와 내가 500곡을 추렸거든요 학교가 너무 먼 거야 그리고 차도 없어 한 10년간 저도 전공을 하고 공연 활동도 참 많이 했죠. 적돼 있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태교처럼 듣고 보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익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 좋아하고 즐기고 행복해요. 예의 바르게 잘하고 와. 허이! 예. 다녀오겠습니다. 싸와 오빠 보고 싶어 빨리 왔어요 이거 안무를 좀 짜봐봐라 이거 짝짝짝 아, 이렇게 네. 그럼 마이크 아니 이렇게 하죠 이 봄에 너무너무너무너무 상큼하니 잘 어울리는 날 꽃하네 빨리 왔어요 아버지께 바칩니다 미칩니다. 이제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자, 금기 공정교와